다들 뭐하슈? 난 지슈 <laughs> 멤버들도 아마 다 쉬고 있을 텐데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가 있다면 제 방문을 두들겨서 조인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응? 어? 갑자기 이 순간 젠드기가 왔어요 젠드기 같아 왠지 왜냐면 내가 누구세요? 너 젠드기지? 뭐야 사자야? 내가 왔다. 미스코리아인데 미스코리아? 여기 젠드기가 약 먹고 있습니다. 젠드기가 사실 감기에 걸렸었어요. 아프지 마. 아, 아프지 뭐지? 아프지 마. 그 뭐지? 또또또또 짬보. 아프지마 또또 또또 짬보. 여러분, 아, 우리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laughs>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만들어줘 하면 나는 이제 그거밖에 안 떠올라 너무 만들어서 <laughs> 여러분 저희 진짜 짱이에요 저희 탕덕이에요 탕덕 저희 탕덕이들인데 탕후루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열번의 실패 이후 <laughs> 성공해서 레시피를 찾았다고요 진짜 언젠가 하고 싶다 근데 이거 약간 제 레시피여가지고요 공개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막 맛집에서 다 알려주는데 그 중요한 어, 영업 비밀. 그거 아, 맞아. 어. 그렇지. 아 맞아, 맞아. 그것만 안 알려주면은 맞아. 다 실패할 거야. 우리 <laughs> 게 하자.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 V앱을 키고 응. 다 만들다가 마지막 그딱그 그 비결 때재빨 <laughs> 블링크만 할 수 있다. 안녕 이렇게 <laughs> 샘플러 가서 그거 타고 응. 다시 공개를 켜서 만드는 거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자 근데 의리 지켜야 돼 그러면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유출 시키면 안 돼요 그럼 유출 시키면 이제 여러분 이게 위험해져. 왜냐면요 한 아홉 번 정도의 실패가 있었어요 저희 냄비도 다 태워 먹었다고요 <laughs> 그래서 <laughs> 냄비 값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How do you feel about um, Coachella? I'm so exciting. What? 다시. Exciting. I'm so exciting? 응. No, I'm so excited. I'm so excited. Let's wait two more months. 4월인가? 응. 그러면은 음, 맞네. 사월 뒤. <laughs> 지금 방송을 킨지 한시간이 됐어 어? 약간 무서운데 지금? 잠들었는데? 여러분 ASMR을 시작하겠습니다 ASMR 먹을 수 없는 식빵이라고 ASMR이에요 죄송합니다 <laughs> 뭐야 감기 걸리면 ASMR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목소리가 두 개로 죄송합니다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운동에 운자도 꺼내지 마 <laughs> 이제 그만할래 어, 너왜 너무 힘들었어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어. 여러분 저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여러분 안녕 안녕 제 머릿속엔 젠득이가 삽니다 마중 가줄게 사실 문장 보러 가는 거야 <laughs> 굿나잇 굿나잇 젠드이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 짠두이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good night good night BLINK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 블링크